갈매길 2 1코스로 걸어보겠습니다. 어, 6월달에 2-2코스를 걸었는데 이제야 2 1코스로 왔습니다. 자, 오늘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비가 와서 안개가 있고 습한 바람이 불어요. 그래도 그럴만합니다. 이곳이 발매길2-1 코스의 시작점이자 종점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시작점이기 때문에 아, 종점입니다. 여기는 2-1 구간을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. 아까 지금은 2-1 아, you. 5번 갈매길 2-1구간을 걷고 있습니다. 소나무과의 친구 임솔 임솔입니다. 소나무와의 줄기가 붉은 것과 달리 곰러운 새까만 껍질을 가지고 속성이라고 하는데 수유 분수 액자가 생겼네요. 와우.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안개 때문에. 그 누구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그런 뜻이구나 실패 가우스로 가보겠습니다 공기가 아주 맑습니다. 그럼 그렇게